많은 곡들을 소화해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리네 <laughs> 열심히 해야겠어 소했다고 다리 후들거리나 오,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이렇게 막 비싼 애들이 있다니까 너도 해봐 야진 잘생겼네 이야 이, 이, 이 얼마나 이 바람직한 친구입니까 You're my, you're my Hate you, I hate you put these on the website. Oh, we'll let, oh, hands up. Yeah. In hold for BTS. This is top secret. You know? Top secret. Don't talk to other people. You know? <laughs> we. This is confidential. Yeah. Top secret. We you're hyping this big. We come back to America. We're coming back to America. Yeah. Is it tax free? Biggest influence or motivation in your lives? My my father, mother, sister. Mm. Your family. Family. Yeah, family. Yeah. Yeah. Yeah. yeah, yeah. And my puppy. <laughs> yeah, that is old. Mickey. <laughs> <laughs> 살짝 거품이 끼어 있어요. 거품 어떤 네. 거품이요? Unbelievable. <laughs> 제가 제가 쿠마 나오면 야, 네가 바로 <laughs> 아, 자세 타이밍이 안 맞아. 아, 이제 이제 아 물그릇 속이 너무 잘해 아내 목이 아끼려고 연습 많이 했을 텐데요 알았어 알았 실수도 된 거예요 내가 열어줄 거라고요 아 싫어 아 경구가 아 내가 열어줄게 아니 조용히 아, 너, 너가 열어 그냥 말만 말만 좀 말도 못하냐 <laughs> 야 경구가 내가 정국이가 처음 그 우리 연습실에 왔을 때 나 찍고 있는 거 맞아? 너 셀카 찍고 있는 거 아, 아니야? 확인해봐 <laughs> 빨리 찍어 안 아, 찍게 내가 이 친구 15살에 너 셀카 찍고 있는 거지 <laughs>